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. 잡, 힐것 같은데 안 잡혀.

아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